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에 책 소개를 했는데 이번에도 책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시작 전에 제가 요즘에 몸 목소리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관계로 양해 부탁드려요 오늘은 제가 들고 온 책은 바로 이 책이고요 내 얼굴을 맞춰도 괜찮은 너에게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은 제가 출간할 때 구매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 책을 꼭 구매를 해서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이 책은 아이돌 출신이었고 지금은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방영국님의 책입니다. 방영국님이 직접 쓴글 일상 속 사진, 음악에 대한 생각, 손글씨, 그림까지 들어가 있고 포토 에세이로 만나는 인간 방송국의 일상, 직업, 여행 팬이라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저와 함께 책 속 이야기를 조금만 해볼까요? 제가 책을 다 읽어보고 공감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소주제 중에 몇 개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울의 시작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. 부끄러울 것도 없다. 누구는 감기 같은 것이라고도 하는데 농담처럼 인용하는 게 아니고 진지하게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. 감기 걸렸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. 하지만 나는 연예인이고 많은 사람들이 내 우울증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궁금해했다.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물으면 사실 할 말이 딱히 없다. 우울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왔고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조금 우울한 타입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을 수도 있다. 뭔들 이것도 나라고 생각하면 편하다. 그러다 보면 우울은 조금씩 사그라진다. 정말이다. 재발하지 않는다고는 안 했다. 하지만 점차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들 한다. 나도 몰라서 아직 찾는 중이긴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한 책임 나보다는 남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갖고 살았다. 20대에는 특히 멤버들에게 회사에게 지금은 아예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책임감이 가족에게로 가는 걸 느낀다. 나에게 대한 책임감이 있었다면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았을 것 같다.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나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서 나를 끝까지 괴롭히고 있는지도 모른다. 이렇게 말하면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는 다 모순이 되는 건가? 미니멀리즘을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추가하는 거고 그럼 다시 돌아가서 내가 나를 조금 더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. 나의 몸과 마음을 좀 더 아껴주었으면 좋겠다. 항상 누군가 도움이 되는 말을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곤 했다. 앞만 보지 말고 뒤도 보세요. 하지만 앞과 뒤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다. 이제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. 이렇게 해서 책 속 이야기를 해봤어요. 어떠셨나요? 제가 2012년도에 BAP라는 그룹을 알게 되면서 그 그룹의 리더 방용국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했어요. 뭐 지금도 여전히 팬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. 책을 읽고 최종 소감은 강영국은 평범한 삶이라는 것을 증려하고 있고 평범한 삶이 방영국이 가장 원하는 삶,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책을 구매하게 된 큰 이유는 방영국이라는 사람을 좋아해서 또는 팬이어서 구매를 하게 된 건 아니고요. 제가 몰랐던 방영국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팬이 아니어도 책을 읽고 공감할 수 있는 책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봤습니다. 그럼 여러분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그럼 안녕.